안녕하세요 라우다우 t v 입니다 오늘 민수가 어, 한 번도 가보지 못한 <laughs>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부타파크 흔히 말하는 불산공원인데 민수 근데 너 어떻게 1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여기못 와봤어 관심이 없어요 그런 <laughs> 술 먹기 바쁘죠 뭐. 음, 그 우리 아, 민수가 한 번도 못 가봤길래 이제 또 같이 우리랑 같이 촬영을 갈 내남들 ไปวัดเชียงควันเออตอนนี้พวกเรากำลังไปวัดเชียงควันอ่าซึ่งเป็นสถานที่ศักดิ์สิทธิ์อ่าและมีหุบปั่นหลาย 여기가 신성한 곳이라네 굉장히 하긴 뭐 라오스에서는 이제 불교가 굉장히 신성시되는 종교거든요 그렇죠. 여기는 기독교가 없다고 봐야지 거의 한 99%가 다 불교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크리스탄이나 뭐, 뭐,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왔다 이제 그지? 네. 어, 여기서 오른쪽으로 오야 여기 많이 변했네. 이제 이거 돌이에요 그럼 다? 아니 시멘트. 아 시멘트. 나 뭐 돌로 뭐 만들었다 그래가지고. 돌은 거의 없고 다 시멘트로 만들었지. 여기는 외국인하고 자국민이 가격이 달라 어, 땅밭에 성권 콜라 성권 그러니까 라오스 사람은 어, 1,300원 네. 그 다음에 우리는 1,800원 영반에 똥 똥บอก ว่าห้องเขารถมาจากเวียงจันทน์ขนี่ประมาณ3 0นาที 그러니까 비엔텐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 30분 정도? 맨맨. 네. 어, 어. 야 진짜 이쁘다. 나무 큰 거 봐. 마이자이노. 와. 크다 이거 진짜 음. 오래됐겠네요. 유명하지. 음. 음. 이거 아니. 어, 오. 오.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여기 여행 오면 무조건 올라가는데. 오. 어. 이게 건물이야. 건물이야. 네. 근데 저거 봐봐. 7시 17분. 아니야, 저거 17분이라고 해야 되나? 7시 17분 보이냐? 저거? 7시 35분이죠. 뭔 소리야? 17분이지. 아, 저, 저쪽 15분, 어, 분이요. 아. 아, 왜 저거 뭐 분이 왜 이렇게 많냐? 어, 12시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 이상하다. 12시 35분이네요. 아니지, 저렇게 말이 안 되지, 이게. 왜요? 저건 초침이고. 그러니까 12시 35분 11시지 아 11시가 어, 어, 자, 왜 헷갈리냐? <laughs> 어, 왜 그러? 파간 파간 파간 파간 벤투복군 아유 공콘 然后让เข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, 야 여기 안 달라 야อ <laughs> 아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어 여기 머리 조심해야 돼 여기 빵꾸난 사람 많아 아, 그러겠네 어우 시원 조심해 내가 이래서 이런 데를 안 오거든요 <laughs> 날각듣는데 이제 그 뭐라 그러지? 지옥! 지옥이지 지옥 아 이렇게 하면 그 지옥을 형상화시킨 거야 이거를 만지면 벌금이 70만 킵이야 아 여기 써있네 그러니까 이게 불상을 훼손하지 말라 이거지 만지지 말라고요? 어, 아 벌금 70만 킵이면 한 9만 원? 8만 원 음. 그래서 돈만 원 이게... 만지면 되겠네요 <laughs> 그래서 네. 니 큰가? 어? 어? 어? 어? 여 올라간 데가 있었어요? 어? 어. 아나 여기로 어 그렇구나 야 조심 안 달라 와 이거 미로네 완전 야 근데 이거 아우 씨 아우 어 조심해 조심해 예, 예 오우 씨 이거 저거 같은데 꼭 무슨 세계 세계 테마 기행 막 어우 씨 그리고 여기는 극락 아. 아, 아는 지옥이었는데 여기 아. 이제 보면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. 아. 아, 아. 어? 또 있네? 네, 맨 끝에 지붕으로 올라와. 진짜 조심해야 돼 머리 조심해. 네. 아, 안 달라요. 빨리 끈. 안 따라해 거기 끈. 그렇지. 어. 자, 기본, 어. 체킹. 어, 그렇지. 우와, 뭐 건. 어. 어, 어. 아우. 와, 이게 경사도 경사인데. 와. 여기 한번더 올라와야 돼. 계단을 응. 계단을 진짜 대충 만들어 놨네요. 그렇지 이게 아유 이게 짱이 어, 어, 어. <laughs> 아프겠다, 잽봐. 왜요? 아니 어깨를 아, 아 허리를 얘가 부딪혔어. 아이고, 야, 어, 이야. 레오. 잠깐 이거 좀 잡아줘요. 어이. 어, 조심해 미끄러지면 가는 거야. 아. 어. 어. 조심 미끄러지면 가는 거야. 영상이 있는데 와. 아그누는 그라고 어? 여기 아. 여기서 이제 다 보는 거야 이렇게 어, 돈 있다. 이건 가져가면 안 돼. 미응, 미응은 미응은 뭉배 뭉배. 오, 방금 야, 저와블이 여기서 제일 큰 이거하고 저와블이 제일 크거든. 아. 근데 내가 예전에 5년 전에 왔을 때도 저거하고 이거는 있었어. 근데 지금 요 색깔 하얀 거 있지, 요거 요거. 요거. 요 1년이 어. 채안 됐을 거야, 아마. 아, 하얀 것들? 음, 아. 왜냐면 여기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이 건물도 1년이 안 됐어요. 이것도. 음. 옛날에는 여기가 외국인이 5천 깁인가 그랬어, 5년 전에. 근데 지금은 15,000 깁으로 올랐네. 3배가 됐네. 3배 올랐지. <laughs> 그때 진짜 볼 거 없었거든 <laughs> 이 나무도 이렇게 막 예쁘지가 않았어 그때는 막 대충 다음에 약다요 아, 롱빠이 เอาเลย아 음. 아. 아, 진짜 오랜만에 온다 진짜 프리마 딱그 아니네 성트야 성트아 봐? 음, 하긴 우리도 63빌딩 안 가잖아 안 가죠 음, 라오 사람들도 여기 두 번밖에 안 왔네 이 친구도 깝 깝빠노아 오케이 와, 와 이게 와우. 이렇게 보니까 엄청 높은 게 알겠네 알건 뭐가 해봐

어 쌈타? 그야 외국인 이렇게 해보는 거야 <laughs> 창피한가 보다 얘도 저뭐 해도 와 어, 하이 창피한가 봐. 이 새끼 나한테 죽여버려라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야호와 속리 뭐뭐 속리 아 이게 점괘를 알아본 건데 내가 봐. 거의 거의 했대 와 속리 내가 직접 해보겠대? 오케이 음. 어이 저 먹갱 เลยเนาะเปล่าเพราะเป็นอันนี้ส่งมีไลฟ์ปอดเออส่งมีไลฟ์วะ 이게 지금 뭐한 짓인지 모르겠어. 이래갖고 아니. 행위 있겠어?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아니 해. 아니. เอานี่เดี๋ยวยังเดืออันโอ้어 아니 아오. แม่ 어, 어. แย่งบอกเออนี่เห็นบอกอันนี้เป็นยังนี่บออักนนี้ซีพี่วะอ่า C. 어. C 어. 매년. 아, 여기서 네 번째 아, 거를 네, 어, 네 4라고 써 있지. 5 6 4. 아. 몸이 네 어, 미미 미미미. <laughs> 저희 어스네. 어. 아니 뭐가 아 뭐가 그야 뭐아 뭐가 뭐? 야, 얘 남편을 얻겠다는데? <laughs> 어. 어. 맞네. 멜레오 멜레오. 어. 아. อ้ยเวอรอยากได้ผัวเอาเลยอาซะไปเกาหลีอ๋อแล้วแบบก็บอกว่าสมหวัง 음, 머스만 뭐. แล้วนี่ทุกงานอ๋อเสร็จอ๋อ 아, 아 덥다 날씨. 아마. 오케이. 야, 얘낭 에어 아오 좋아. 좋아, 좋아. 야, 남편을 얻는데 얘. 야, 어떻게 그런 전개가 나오냐? 가까이 있다고 얘기해줘요. 가까이 있다고. 까까이 ป와 <laughs> <laughs> <laughs> 이거 봐한 50m는 되겠다 저 발끝에서 아니면 야이너 40m 와 크긴 크다 이게 한꺼번에 안 잡힐 거야 이거.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써있네 아 Năng bố Năng bố Mai bố Ủa 아니 짭려 아니 했냐? 어? 아니 했냐? 얘얘 정신 안 나왔어 이제 정신 안 나와 ดิเลยอาบน้ำแล้วบอสาว 똥파리가 얘 좋아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? 땀쩍 땀쩍 땀쩍 땀쩍? 어우 싸버 어우 셉 이거 우리 미 버? 미? 팽 팽, 버셉 팽 버셉 너이 너이? แล้วก็บวานอันนี้แพงปะนี่มั้뭐 아, 이, 이거 얼마예요 지금 여기서? 이게 15,000킵이니까 2,000원이 조금 안 되지? 음. 2,000원인가? 하여튼 다 까울리스 뭐 얼마더라 이게 한 끼부로 하면 한 저에서 한 10달 아 10, 만 끼분 줘야겠지? 어, 쎘는? 응. 어? 음. <laughs> 어. 근데 이거 시골에 가서 나 네. 그냥도 줘. 그러게 좀 <laughs> 널린 게 이거니까 그냥 안 사도 되고 이거 먹고 싶다고 그냥 시골엔 따다줘 막 수십 개씩 줘 나무가 하도 많으니까 근데 눈썹이 되게 특이한 것 같지 않아요? 눈썹이? <clears throat> 키우 뺀매도요 육매 키우 미성한? 그냥 미성한 봄에만 봄에 뺨 키우대 아 아니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 미성한 <laughs> 봄엔 여보? 먹네? 응 장애인 이상한 거 아니야? 땡 나네 맥업 음. 음. ผู้หญิงก็ต้องแต่งหน้าเออคอยฮูคอยฮูบ่แต่งหน้าก็อุ้ย 응, 맨 똑같이 나. 맨팔. เบบไม่ไพ่ 화장 안 하고. อาเมยูไซอาเมไปไซ

อันนี้ตำมะฮุง 근데 여기 คนลาวคนลาวทุกคนเนี่ยมากิน맨맨맨 맨. อ่าถ้าว่าเกาหลีเนี่ยเรื่องเนี่ยคนเกาหลีมากิน 김치 เออกิมจิไปมากินกิมจิ 음. กิมจิละ 네네네네 아, 그 그것도 있어. 이거 이거 이거. 피 네. 피우 피우 어 PUD 뭐 막, 막날. 콧물 สู้ยืดใส่ 콧물 나왔어 Ừ. Bỏ b 어 진짜 닦으려 그러네 씨 뺐냐? 뺐냐? 마마 마. 아, 야, 야. 아. 아. 팻, 팻, 팻. 백화사컬 이웃냐? 배, 매워요. 매워요. 어. 매워요. 와. 키묵벌레와. ừ lá một bên nhà xếp xếp các bạn đã kịp à bay bay bay wow wow wow wow 와 이거 이렇게 찍으면 장난 아니겠다 이렇게 해갖고 빨리 와 씨. 우리 가져 이제 빨리 빨리 어 이게 뭐예요? 지옥 아 지옥 그리고 전쟁 아 그런 거구나 이런 거를 믿는 애들이 이렇게 옷을 훔쳐가고 어? 지옥에 나가버려라 이씨 บ้านเราเนาะคนขี้รักเนะเสื้อเอาแล้วเนาะเราว่าว่ามันคนขี้รักทั้งหมดได้เลยเนี่ยตัวมวนุมบ่เจ้าอยู่นี่เจ้าแต่ก็แต่งงานแล้วพอแล้ว

แม่นเนาะเนี่ยอยู่ใส่คอยตีใจพวกใกล้ๆเนาะเอาไว้ใกล้เจ้าเอาดีๆแรก